嗯。 스파이맨 아마 이걸 보진 않을 거예요. 이걸 보러 왔어요. station is. Shepherd. 엄지델라 알지? 에이, 왜 저래? 그만요. <laughs> 혹시 걸으면서 잡으셨나요? 너가 해봤을 것 같은데요? 센테니얼이랑 해도 있겠다. 스톡홀름 스톡홀름 Take it. There you go. Happy Thank you. Thank you, thank you. Were you at York University? 응. 랑 갔어? 혼자 갔어요. 혼자 갔다 왔어? 갑자기 랩 랩다 펑크트? Please stand clear of the doors. 미르를 닮은 이모씨 곰 보여드릴게요 뭔지 궁금하다 뭔지 궁금하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Get some fur Get some fur 10시? 이런 언니는 영상을 올린다고 한 지가 일주일이 됐어 <laughs> 아이고 저 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지금 애쓰고 있는 제 노력이 물거이 되는 너. 짜잔 아 맛있겠다 아, <laughs> 진짜 왜 저래 아 정말 여기서 들어온 거